너무 힘들었어. 응. 그래서 이걸 잡아당긴다고 여기로 아, 양손으로. 뒤에 이게 이거 두 개가 걸려져 있는데 여기를 음. 눌러야 쓰고 아, 힘으로 줘야 되고. 한번 한번 다시. 다시. 아니 두 명도 안 좋아. 아,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교체를 해야 되잖아 이제 이제 새거 넣어 새거 누고 이거 설마 이거 영상도 다 된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내 깜짝 놀랐네 진짜 되고 여기 걸쇠가 있어 걸 어, 걸쇠 걸쇠 들어가봐 휴대폰 미안해 아, 이렇게 어, 이렇게 우그 사람 누구겠다 야 앞에서 걸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